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요 매생이 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매생이 한 팩 400g 되는 거고요 이거를 다 이제 전을 붙이면 많을 것 같고 여기서 저는 4분의 1만 오늘 좀 해볼게요 이거는 4분의 1만 하는데 도마에다 올려서 자르면 은 그러니까 가위로 이게 서로 엉켜 있잖아요 그래서 떼기 좋게 이렇게 4분의 1등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00g치 정도 되겠네요 100g이죠. 그럼 요거를 요 자리에서 가위로 몇 번 이렇게 잘라서 서로 엉켜 있는 부분을 조금 잘라두겠습니다. 자, 요 제가 잘라놓은 요 부분 있죠. 100g. 요 부분으로 전을 부칠게요 밀가루는요. 이렇게 듬뿍 4스푼을 넣고요. 소주잔 물로 하나 반을 넣습니다. 여러분 미니 거분기로좀 저어준 다음에요. 여기 밀가루 반죽이 조금 약간 빡빡해 보이죠? 근데 매생이가 뭐 지금 이렇게 물을 많이 품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조금 약간 빡빡한 듯 반죽해 놓을게요. 여기다 간을 하는데요. 어, 멸치 액젓 간 하시면 돼요. 이 정도면 한 스푼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을 구워서 드실 때 또 간장 찍어 드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잘라놓은 요 4분의 1 100g 있죠 저거를 여기다 넣고 이제 반죽하겠습니다 매생이 반죽 다 됐거든요 이제 전을 구워 드시면 돼요. 납작하게 청양고추나 뭐 다른 거 뭐 있으면요 같이 넣어서 구워 드시면 돼요. 물론 생굴, 매생이 굴도 넣으시면 되는데요. 굴은 이렇게 구우실 때 좀 조심할 거는 굴이 물이 많이 나와요. 전 굴 때 전이 약간 질퍽해질 수 있으니까 굴은 따로 썰어서 밀가루 같은 데 조금 묻혀놨다 넣으셔야 돼요. 그리고 전 오늘 여기다 오징어를 넣을 텐데요. 오징어 넣으면 또 맛있거든요. 근데 오징어가 제가 오징어보다도 전 이번에는 여게 오징어 족살이라고 해서 깔끔하게 포장해서요 인터넷에서 파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냉동으로 샀기 때문에 손질이 다 되어 있으면 이렇게 짧게 한 줌만 썰어서 넣어 볼게요 반죽해서 이제 꾸로 구워보겠습니다. 기름을요 제가 한 두 스푼 정도 넣었거든요 매생이전을 작게 여러 장 구워도 되고요 크게 구워도 됩니다 매생이전이 이게 밀가루로 했는데도 찰기가 있어요 네. 매생이가 너무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서 이거를요 한 번에 뒤집을 때는요 밑이 이렇게 완전히 익은 다음에 뒤집는 게 좋아요 내 생일전이 완전히 죠 쑥떡 같아요 여기 보면은 쑥떡 이렇게 굽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담아 놓고요 아까 구운 거는 아이들용으로 매운 거 못 드시는 분용이고요. 이거는 이제 매운 거 좀 드실 수 있는 분용으로 청양고추, 빨간 거, 매운 거를 조금 다졌어요. 홍고추나 아니면 저는 요거 청양고추 빨간 거거든요. 이렇게 좀 넣고 구워보겠습니다. 매생이전이 완성되었습니다. 이거는 안 매운 것, 이렇게 매운 것 두 가지인데요. 매생이전이 보기는 이게 꼭 쑥떡같이 생겼거든요. 근데 맛은 어, 정말 좋습니다. 찹쌀떡 구우는 것 같아요. 굉장히 찰기가 있고 맛있습니다. 이 겨울이 가기 전에요. 매생이전을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